새로운 그다 장난감 이거 얼마였지 자기야? 안 잡아 볼 3개 허브볼 어디 보자 망에다가 이렇게 공 3개 이거는 좀 풀릴 것 같은데 괜찮나 이렇게 꽂고 거의 고무 재질이 좋다고 나왔는데 좋은지 내가 어떻게 알아? 자, 도닥, 도닥. 지루나 신났네. <laughs> 야. 어이구 어이구 루나 힘세 공 빼고 싶지 너 지금 오야 오야 이제 잠의 세계로 빠져든다 <laughs> 아니 누가 몰래 우와 힘세라 우와 힘세라 우와 힘세라 어이구 어이구 어디다 던졌어? 팍팍? 어디다 뒀어? 저건 아니지 그지? 엄마가 저렇게 하라고 줬어?